2020년 9월 28일 오늘의 일기 음, 오늘은 오늘보다는 이제 어제 음, 우리의 그런 우리의 자켓 촬영 첫 번째 앨범 자켓 촬영이 끝이 났다. 그 이틀에 걸쳐서 촬영을 했고 이제 첫 번째 컨셉 자켓 촬영은 제주도에서 찍고 두 번째는 이제 세트장에서 찍었는데 정말 둘 다 엄청 스케일이 정말 컸고 그리고 되게 음, 되게 뭔가 quality가 엄청 높았던 것 같아 이제 뭐 사진 그런 스태프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배경이나 좀 그런 세트 세트 같은 것도 엄청 되게 음, quality가 좋았는데 그만큼 우리도 더 뭔가 좋은 사진을 만들려고 계속 계속 계속 하면서 어, 노력하면서 촬영했었는데 그래도 뭔가 가면 갈수록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서 그래서 처음 자켓 촬영이지만 음, 완전 그렇게 만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음, 너무 이렇게 나쁘게는 찍지 않고 그래도 처음 치고는 다들 열심히 해주고 잘 해주는 것 같다. 그래서 뭔가 음,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하고 그리고 그러면 저희도 우리도 음, 열심히 잘 찍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 같다. 그래서 뭐 어제 촬영을 잘 끝내고 이제 또 오늘부터 또 다시 녹음하고 또 준비를 이제 또 그 뒤에 남아있는 게 아직 많기 때문에 또 오늘부터 음,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. 어, 일단은 자켓 촬영 끝났고 이제 뒤에 뭐 또 많은 것들이 남아 있으니까 자켓 촬영에서 뭐 아쉬웠던 것들을 잘 가지고 가면서 잘 가지고 가고 그리고 할게 많으니까 더 힘내서 해야겠다. 오늘의 일기 끝.